데이식스의 키스 더 라디오 저는 DJ 영케입니다 2021년 10월 8일이구나 10월 8일 금요일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도 버리는 판이지 분들과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고 자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 많이 보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, 고마워요 굿나잇